어 이거 우 응,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궁쓸까야궁 쓸거야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